좀 해봐. 얘기나 해. 어, 그 어, 야, 초코 봐. 줘봐. 먹어도 되는 거냐? 아, 날짜 지났네. 야, 그냥 먹으면 안 되냐? 아, 당연히 먹어도 되지. 야, 다 처먹으면 어떡해? 나, 나, 나, 뭐 하는 거야? 내가 진짜 마지막인 줄 알았어. 진짜 미안해. 야, 너 일로 와봐. 죽고 싶어서 이 지랄하냐? 이가. 아, 나 열받아 죽겠는데. 너잘 걸렸어, 일로 와. 일로 와, 이 새끼야. 빨리 빨리.